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나가봐야 돼요. 몇 달 전에 투스잼 영상 하나 올렸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투스잼을 한 번 더 받았어요. 그때가 아마 4월이었나? 어, 그랬는데 그때 받은 게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어요. 지금이 7월 13일? 아무튼 그런데 지금 세 달이 넘도록 얘가 안 떨어지고 <laughs> 붙어있는 거예요. 너무 지속력이 좋으니까 <laughs> 딱히 바꾸러 갈 일이 없더라고요. 가서 교체를 해야겠다. 얘가 언제 떨어질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. 그래서 지금 바꾸러 어, 오늘도 건희 씨를 만나러 갈 거예요. 맨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 그때는 지속력이 그, 렇게 좋지 않았어요. 그때 당근 스틱을 먹다가 흙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셀스잼이었던 거예요. 그걸 씹어서 먹었거든요, <laughs> 제가. 뭐 아마 배출이 됐겠죠? 근데 이번에 한 건 진짜 지속력이 미친 거예요. 원래는 이쪽 여기에다 행크 여기에다 행크를했는데 얘는 떨어졌어요. 근데 이쪽이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교체를 하러 갑니다. 아, 너무하나 근데 아! 아, 방금 지하철 타고 오면서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몰카를 찍어가지고 열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그래서 막 신고하고 발자 끌고 그 피해자분들이 내리셨거든요. 제발 일이 잘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아유, 사랑. 안녕하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아, 잠깐만 기다려요. 완전 다 흩어있지? 음. 하나는 안 잘라졌지? 음. 미쳤나봐. 몰라, 일단. 근데 모르겠어 고민, 고민돼 종류가 엄청 많아졌네 필스턴은 해봤으니까 음. 좀 금을 하나 붙일까 아니면은 테두리로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밑에만 하는 거 그것도 음. 너무 귀엽더라고 맞아. 이렇게도 있고 이거는 약간 사이즈를 좀 다르게 했어 어 귀엽다 어 응. 음. 사이즈 다른 거 귀엽다 사이즈 다른 거 예쁘네 응. 음. 이렇게 두 주방에도 있고 음 예쁘다 예쁘다 안 되는 이빨들이 몇 개 있잖아 맞아 가짜 이빨에는 안 붙는데요 크라운 같은 거 씌우고 이랬으면 그 이빨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을 하나 붙이고 음. 테두리를 해. 풀로 붙였었던 데 있잖아. 음. 여기에다가 그물을 붙이고 음. 여기에 테두리. 어 좋아. 어너 하트도 귀엽겠다 보아어 하트 하트 좋아요. 이런 peace도 좋아. peace? 어. peace도 있어. 지금 뭔가 peace가 끌리네. 피스? 음. 그피스하자 평화롭게 살고 싶어. 그 누우세요. 너무 떨린다. 오랜만이야. 진짜 지속력이 미친 것 같아. 3개월 넘었지? 어. 3개월 넘었어. 그 애지 잘해. 아니, 그때 3개월 전에도 너무 잘 붙였어. 이거 와. 뭐야, 양말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약간 돌아가는 게 포인트야. 방금 아니야? <laughs>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피스를 골랐습니다. 어, 턱 떨어졌어. 생리 상태 너무 오랜만이야. 그러니까. 나도 보고 싶어. 거울 어딨지? 너무 귀여워요. 잘 어울리시네요. 이 두 개 색 조합이 어. 귀여운 것 같아. 뭔가 이 피스랑도 이 색깔이 네, 뭔가 맞아.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물드가 예쁘네. 그렇죠. 역시 비싼 만큼 그럼요. 이거 그러니까. 이거 진, 진짜 금이야? 어. 14K. 들으셨죠? 14K. <laughs> 엄청 반짝거려. 아. <laughs> 철분 좀 챙겨 먹어 그렇게 썰려? <laughs> 어? 철분 맨날 이랬어 야 근데 진짜 반짝거린다 뭔가 꽉 차 있다가 근데 이렇게 기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예쁘다 음. 너무 귀여운걸? 인증샷 좀 찍어볼까? 잘 찍고 있어요? 아무튼 아, 이쪽, 이쪽으로 가야겠다 다른 분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투스 좀 하러 오세요 <laughs> 투스 좀 하러 오세요 건희 씨가 아주 잘 붙여줄 거예요 그세 달이 지나도록 안 떨어지게 네, 안녕 <laughs> 강인 정신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아까처럼 해봐